뒤, 뒤돌아. 자들 이제 뭐 거기 좀 내려온대. 응, 어, 뛰라, 뛰라. 자유당 때문안 된대. 뛰라, 뛰래. 뛰라, 뛰라. 오빠, 부시야? 어, 어떻게 알았어? 어, 근데 그냥 부시처럼 생겼어. 아니, 데 누구지? <laughs> 앞에 있다. 좋아요와 구독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님 배그 잘하세요? 저요? 네. 저 못해요. 아, 저 너무 너무 즐깁 배그가 어려워서 버스 타러 왔어요. 아하. 근데 옷이 좀 다양하게 이쁘시네요. 저 현질러라. 현질러는 뭐예 실력도 현질러. 닭게 따. 따. 이번님이 가고 싶은데 찍어줬어. 아, 전 어디든 가기 때문에 한번 한번 찍어주세요. 그럼 제가. 음. 하틴? 화이팅?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? 아니 우리 탐방으로 탐방 갈래요?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님, 저 너무 너무 많다 이거 이거 컨트롤 눌러 컨트롤 눌러 가야 돼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여기 뭐예요? 와 미쳤다 탐방하러 많이 오네 님 아이디 예쁘네요 네가 뭔데? 님 나이 많죠? 어나 나이 나 별로 안 돼요 그럼 1번님 몇 살인데요? 저요? 저 33살이요 너무나 많구만 거짓말 여자친구 있어요? 아주 아쉬운 점이지만 여자친구 없다는 게아 왜 아쉬워요 에휴 아 근데 진짜 33이에요? 장난이죠 저2 3이에 23몇 살이에요? 아 33, 아33 맞는 것 같은데 아, 니에요에 맞는 것 같은데 아, 아니라고 아주 23살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지 나는 스물여덟 오빠네 땅 해야죠 땅 해야지 목소리가 약간 아저씨 같은데 아저씨 아니라고 아, 목소리가 아, 어떻게 이래 무슨 목소리가 아니 내 목소리가 대체 아,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자,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오 나이스 바로 죽었는데 끝끝끝 어 없어 없어 없어 혼자인갑다 어,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그래 혼자 먹으려 그러지 아그러 달려 몇 년생이야? 93년생이야 무슨 띠? 닭띠야 자자 검색해본 것아 같은데 진짜 아니 왜 사람 말을 못 믿지? 근데 목소리에서 연륜이 그렇게- 느껴져 근데 너23 맞지?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엔 내가 널 의심해야 되겠어 아니야 숨새 맞아 아닌 것 같은데? 맞거든 약간 목소리에 연륜이 좀 느껴지는데 에이 내 목소리 누가 봐도 어린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고향이 어디고 어 니는 사투리 잘 쓰네 아 그러면 하모 하모 경상도 어디고 어니 경상도 어디고 네, 내 마사인데 니는 딱 보니까 내 통영 아니면 포항 같은데 아이가 어그 역시 센스가 있구만 어딘데 포항 쪽 울릉도 아나 울릉도라고 아나 알지 그 노래도 안다 저희 상태면안 된대. 뛰라 뛰래. 뛰라 뛰라. 오빠 부시야? 어 어떻게 알았어? 어 근데 그, 그냥 부시처럼 생겼어. 아니 데 누구지? 앞에 있다. 어 앞에 뛴다. 앞에 350 350. 근데 앞에 사람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 돼. 구상 먹어 구상 먹어 또 먹어. 헉, 엄청 죽는데. 와. 있다고 했지, 있다고 했지. 와 여기 돌 밑에 누워 있었어. 와. 아, 나도 들어가야 될 거야. 잡아줘. 아, 맞나 이거? 계속 거 같은데 뒤에도 있는데. 괜찮아, 괜찮아. 갈수 있어,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어차피 정말 연구는 나. 아 이거 안 되잖아, 바보야. 아, 쏘면 안 되는 거라니까. <laughs> 아 바보야. 한 판 더 할래? 초대하자, 초대. 아, 이게 죽으면 어떡해 어? 아 내가 죽고 싶어서 죽었냐? 아 내가 아, 내가 말했잖아 들어가지 말라고 피 먹으라고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<laughs> 아니 피를 먹고 싶어도 어?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할라 그랬지 그랬는데 내 눕는 자리 바 앞에 똑같이 누워있을 거라 그래 아니 나는 상상했단 말이야 내가 상상하고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동기야 아 누구지? 내 <laughs> 네, 모르나 동기야 아니 빨리 누군데 빨리 얘기해봐라 누군데 나, 나 손님이었다. 그 <laughs> 탔었어. 탔었다고? 어. 탄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배그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나 기억 안 나? 오빠 나 기억 안 나? 누구지? 동기 오빠 벌써 날 잊었어? 아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? 어 답답해 어, <laughs> 나 사실 해커야. 당장 말아 그 아이디 검색하면은 아, 가, 주민 가입한 사람 아이디랑 비번 나와 해커야 해커 좀 컴퓨터 잘해 <laughs> 뭔가 뭔가 놀림당한 느낌이지 왜? 아니야 아, 그, 아, 뭐지? 그 포항에 태아운동장 있잖아 어 알지 알지 응 거기 나도 갔었어 보러 누구랑? 나? 꿀단지랑

아, 씨. 아, 짜증나. 어디야? 두 명. 저쪽. 지금 집 뒤에. 1번 집 뒤에. 개잘 쏘는데? 조심, 조심. 음. 아직 있어, 뒤에. 어디? 그 1번 핑, 뒤쪽에, 집 뒤쪽에 있어. 아, 나이스. 오, 어, 죽겠다. 안 돼. 아니야 나 못 살려 나 못 살려 나 못 살려 아 자기장 나못 밖이라서 살려 응 나못 살려 와약 진짜 많네 지금 전화해도 돼? 응 전화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얼마 답답하겠어 하나 둘 그 응? 민수? 어? 민수? 정민수? 어. 어. 재밌지? 방송하 사람. 아 진짜? <laughs> 방송한 사람이라고? 어. 음. 둘다 이름 다 까졌어. 아니 내가 방송 보는데. 어. 피아 목소리데. 어. 내가 갖고 놀았다. 아. 고 놀았대. <laughs> 잘했대. 아. 아참 뭐고 이거 안녕하세요 동기님 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렇게 참 방송 중에 한 명이 이런 적도 처음이다. 좀, 저도 처음입니다. <laughs> 아하 이분이었구나. 찾았어요. 아 그래 목아 진짜 목소리가 어딘 줄 알았더만. 아하. 채팅창에서 동, 동계 채팅창에서 인사하는데요. 동계 하이라고. 어떻게 이름이 다 공개돼 버려서 어떡하죠? 그러게요. 근데 민수가 민다 얘기했네요. 그 민수 이름도 님이 공개함.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서로 <laughs> 서로 이름 공개함. 아 서로 서로. 쌍방 쌍방. 좋다 좋다 좋다 뭐. 동기 오빠. 냄냄. 유튜브 올려도 돼요? 뭐 올려도 되지 뭐다 공개됐는데 뭐, 뭐 어차피 <laughs> 아이, 아이. 어차피 안, 안 올려도 <laughs>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니까. 그래도 이게 치, 약간 이게 700명한테 공개되는 거랑 또막 10만 명한테 <laughs> 공개되는 거랑 다르니까. 이렇게 당했다. 아. 아. 어. 아. 아, 눈 감아. 동기님 아. 수고하셨습니다. 이런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이렇게 아, 당하니까 아. 왠지 와 되게 슬프구만. 아, 이거. 유학 써야 되는데 망했다. 큰일 났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, 재밌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 동기님 민수님 누군데? 동기 아이디가? 아, 아프리카 <laughs> 아이디도 네가 뭔데? 아이디가 한결같네 <laughs> 재밌었어요